크고 흰 보좌의 심판 나는 크고 흰 보좌 이래가지고 백보좌 하느님이라고 막 온갖 종교단체에서 많이 씁니다. 백보좌라 그래가지고 흰 보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. 계시록이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때 그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굽니까? 하나님입니까? 그리스도일까요? 예,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. 예.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십니다.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예요. 특히 요한계시록상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어, 지금 둘이 아닙니다. 그래서 자 하나님한테만 원래 허용되는 거죠. 나는 알파이자 오메가다. 이 우주의 시작이자 끝이다라는 선언을 나는 알파이다 오메가 알파이자 오메가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몇 번이고 나오는데 그 말하는 주체가 여호와일 때도 있고 그리스도일 때도 있습니다. 그리스도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.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랑 하나님을 하나로 보고 있는 거예요. 그것도 아셔야 돼요. 그래서 힘 보좌와 그에 앉아 계신 분 하면 그리스도예요. 이거를 지금 흰 보좌에 앉아 계신 백보좌 하느님이 우리 우리 종교의 교주님이고 그 종교의 교주님이 그리스도를 시켜서 뭐 어떻게 일을 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신 그런 이론이에요. 그런 이론. 그대는 내가 내, 아,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지 못하겠는가? 내가 그대들에게 하는 말은 나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. 즉 예수님도 철저하십니다. 본인은 그 하나님의 그 대리인이에요. 그래서 이 다시는 동체, 동체죠. 하나예요.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다 성령이 하는 말이다.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다 라고 말하실 수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본인이 진리의 화신이라는 걸 자부하셨습니다. 그러니까 진리의 화신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. 내가 말하는 게 길이고 내가 하는 짓이 그대로 진리다.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 겁니다. 예. 저는 천국의 통치자는 그리스도라 입장이에요. 다른 기독교인들 여기 이 백보좌에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고 그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상상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경영이 되겠습니까? 말도 아닌 소리죠.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인가요?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뭘 봤다고 해도 그건 환영인 거지. 환영의 세계에서 보고 있는 거지.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본 사람은 없다. 하나님을 보신, 본 사람은 없다. 독생자 말고 없다. 라고 요한복음,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단 말이에요. 본인 입으로. 이걸 연결해서 이해해보면 환영은 환영인 거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보고 계신 거예요. 지금 계속해서.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는 온전히 나타내시지 못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그 지혜와 그 능력, 권능과 사랑을 나타내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.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런 위대한 사람의 아들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. 왜? 하나님은 영이시라 볼 수가 없기 때문에. 그 영을 온전히 구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이 해주는 얘기를 들어야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얼마나 귀한지 사람의 아들이란 존재가. 저는 그래서 너무나 더 귀하다고 보는 거예요. 그냥 쉽게 교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야. 이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. 붕 띄워버리는 거죠, 그냥. 예수님이 귀한 거는요.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시는 사람이라는 게 귀한 거예요. 이걸 되게 천한 거라고 생각해요. 사람은 죄스럽고 천한 거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에다 겸상을 하게 해. 그 발상이 잘못, 참 영성을 모르시는 주장인 거예요. 그게 제일 귀한 겁니다. 사람 중에 하나님 찾는다는 게.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듣고 보고 배울 수가 있거든요. 예수님이 와주신 거예요. 나 보고 듣고 배워봐 하고 오신 건데 제자들이 몰라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니까 막 역정 내시고 한 거예요. 너 나랑 안 살았냐? 너 나 모르냐? 나를 알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요. 여러분, 여러분이 그 얘기 하실 수 있겠어요? 다 같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나요?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안 봤어?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? 못해요. 막 말하면서 찜찜찜찜찜찜 말이 안 되죠. 그걸 하실 수 있는 그 위대한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위대 진짜 위대한 겁니다. 하나님보다 위대한 거예요. 왜냐 하나님은 원래 우주를 통치하는 위대한 분이에요. 사람이 그 위대함을 하나님을 구현한다는 건요. 우주에서 제일 귀한 일입니다. 그런 귀한 존재로 예수님을 좀 저는 여기시는 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